걔네 둘은 네. 어,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네. 고배 법칙이 A랑 B가 동시에 네.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네. <coughs> 상이랑 하이는 이렇게 네. 선택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응. 곱하기를 해줘서 20이 돼요. 아, 그렇구나. 이 동시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거죠? 시간이 아니고 네. 선택이. 아, 선택. 아, 그렇네요. 여기서 이제 하나 오르고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아, 곱해버리는 거구나. 네. 아, 그렇군요. 오, 어, 매우 얘가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요, 선생님. <laughs> 아,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.